가수 정준영의 타이틀곡 이별 10분 전 뮤직비디오. 배배우 정유미가 출연해 화제다. 공개된 사진은 나란히 앉아 티격태격하는 정준영과 정유미. 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두 사람은 촬영 현장에서도 오결 정준영 정유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촬영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다고 전해졌다. 촬영 관계자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두 사람은 각각 이별 10분 전임을 직감한 남자와 10분 후 그를 떠나야 만 하는 여자의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잘 만난 한 쌍의 커플이다며 티격태격다. 지만 가만 보면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고 훈훈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우결 정준영 정유미 사진을 접한 네티즌은 우결 정준영 정유미 뮤비까지 같이 찍을 정도로 친해진 거야. 우결 정준영 정유미 이목구비와 이미지가 나름 잘 어. 울려 우결 정준영 정유미 촬영도 아닌데 티격태격 한다. 이러다 진짜 사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